하마드 공항인가? 과연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? 와 물가 진짜 비싸구나 지금 코카콜라 제로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샀는데 3, 4, 12,000원 자기 합쳐서 12,000원이다 왜 이렇게 비싸 뭘 자꾸 두리번두리 저기 있 차려 너무 빨리 꺼낸 거 아니야? 다시 해봐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지? 조용하다 다들 출근했겠지? 완탕면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빨리 체크인하고 짐 맡기고 열려있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렵다 치킨 어쩌고랑 빵이랑 아시안 스타일 리조또 그리고 기어이 시킨 맥주 고수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유일하게 고수 안 들어간 빵 3일 전에 분명히 이렇게 생겼었는데 지금 우리 너 사만 찍을 수가 없다 너무 그지 같아 레스킥 캘로그 오, 맛있고 있어 음, 이거 너무 신데? 느낌 딱 나고 좋다 잘 잡았네 아 근데 여기서 하원 날려서 너무 아쉽다 <laughs> 너무 피곤해서 3시간? 3시간 정도 잤나? 2시간?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은 뭐 딱히 어디 멀리 가거나는 못하겠고 밥 먹고 공원 갔다가 어디 간다고 우리? 토마토 공원 토마토 공원? 프라터 공원 프라터 공원에 어.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키가 너무 커서 민망하다 걸어서 10분 가서 뭐 환승이야? 아니 그냥 가서 이제 타면 돼. 음. 속옷 안 들고 와서 사러 왔는데 <laughs> 팬티 크기가 무슨 아기 팬티 사야 될 것 같은데? 네. 바로 타야 돼. 그러면은 뭐 어느 어느 네. 문에 들어가도 상관없어? 아 진짜 어렵다. 공부 좀 하고 올 거야. 립을 먹으러 왔습니다. 먹을 수가 있으니까 자주 이렇게 비 오나? 짜지? 응. 엄청 짠데? 나 슈가인 닭살 처음 먹어 아, 별 생각 안 할 수도 있겠다 비가 많이 와서 호텔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아니면 여기만 가보자고 그우산은 사야지 그러면 길입니다. 생각보다 아시안이 거의 없어. 많을 줄 알았는데. 진짜 많이 없다. 응. 음. 와 진짜 너무 너무너무 이쁜데 카메라에 안 담겨 근데 왜 이렇게 똥냄새가 나 진짜 진짜 예쁜데 진짜 냄새 나요 똥냄새가 진짜로 왜 이렇게 똥냄새가 나는 거야? 하면 쌓였어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아 어? 이 뒤에 저게 뭐지? 오페라 같아 진짜 못 열겠다 아까 오페라하우스 지나갈 때 똥냄새가 났던 거는 진짜 말들이 똥을 싼 거라고 합니다 그래 먼저 가 와, 멋있다 좋다. 풍경이 되게 좋다 아니 라떼 커피좀 먹어봐 탄트랙이고 음. 음. 어제부터 쿠키가 먹고 싶어. 먹어봐 무슨 맛이야? 이거 고수 느낌인데? 아닌가? 파인가? 파였으면 좋겠다 제발 김 나는 거봐와 시저 샐러드랑 비엔나식 뭐야 스프인데 오뎅탕 느낌 나는 거 그리고 어제부터 먹고 싶었던 립이랑 포테이토입니다 맛있겠다 곰인형 같다 와 진짜 크다 끝이 없네 진짜 예쁘다 나 육성으로 우아한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에? 너무 예쁘다 난 천주무교니까 딱히 뭐 성당에 그런 게 없는데 자긴 천주교라 가지고 느끼는 게 좀 있긴 하겠다. 이쁘다. 어떻게 만들었을까? 그게 다야? 응. 그자가 다야? 안녕. <laughs> 안 추워? 털도 없는데? 여기가 잘 나와 1 2 시에만 나나봐 이게 다라고? 네. 생각이 안는것 같은데? 좀 쉬다가 저희는 한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거뭐 먹을 거야? 메뉴 보여줘. 막걸리. 원하다 음, 빈 밑대역에 짐 맡기고 근처에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크로아상이랑 저지방 우유 아메리카노랑 아니다 카페라떼랑 정신이 없네 그리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날씨가 흐려서 너무 아쉽네 크림튼 키스의 원작이 있는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사진 찍는 건 되는데 영상은 안 된다 그래서 어 춥다 약소바? 야키소바 뿌이 응? 응? 중국식 볶음밥 맛있겠다

don't know.